허, 어, 언제 이렇게 살이 불었나 주인만 내 8kg 쪘네 하 분명 물만 먹었던 기억만 있는데 내 머리가 잘못된 건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내가 그동안 먹은 게 뭘까 물만 계속 마신 것 같은데 뭘 대체 물만큼 먹어온 것이냐 물 먹은 건 대체 몇 칼로리 아, 콜라를 무처럼 들이켰지 생각해보니 어 친구와 헤이 그 속에서 먹었던 휘핑크림 맛있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다 먹은 결국엔 내삶 저거 봐 오늘 먹은 것 전부 다 이렇게만 할 줄은 몰랐구나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다 먹은 결국엔 내삶 저거 봐 오늘 먹은 것 전부 다 저거 봐 오늘 먹은 것 전부 다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하하 하나부터 열까지 하게 쓰도록 어필까지 만들었는데 편하지 뭐니 호호호 energy